멸치샐라미? 어, 근데 이거 치토 젤리보다 더 얇아 뭔가 말, 말캉말캉해 음. 어 맡아봐봐 응? 근데 멸치스 멸치스 아, 나? 날땐 나. 아, 여기야. 뭐 이거는 크레파스 냄새야. 크레파스. 그지? 응. 아, 아무 냄새도 안 나, 아무. <laughs> 아무 냄새도 안 나, 너무 크리프트래. 안녕하세요. 탁탁시입니다 오늘은 자, 한국 띠똥들이 똑똑시 한국 띠똥들 샵에 오늘 준비해왔어요. 오, 네 가지만, 딸기만. 올려주신 거 강주 강주 대대대 강강강주